헤어나올 수 없어 한참 동안 널 바라보면 I feel like I'm in a motion 너의 마음속 유영하는 듯내 밤새 너의 생각에 못 잤나 홀린 듯 너에게 난 Wanna dive into your ocean 파랗게 물든 나의 마음을 It's ocean love Feelings I got 안아줘 My babe 영원할지 모르는 이 순간을 견뎌나가고 있어 The ocean love Gobierno de México.